이거 약간 구9금 노래 뭐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겨울이면 이거죠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and I need I don't care 이거 아닌가요? 첫눈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겼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하면서 랩 파트가 이제 약간 또 멋진 부분이죠 약간 이런 파티 파티는 칼리비의 왑 아닌가 왑왑왑 깼어 음음음 약간 1 노래 뭐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되나요? 네안 되겠죠? 미처리가 되겠죠? 크리스마스요 I need your love oh, 아, oh, 아, oh, 아, oh. 다섯 가지 크리스마스 네 저의 크리스마스 노래인데요 다섯 가지 크리스마스 많이 들어주세요 눈사람 눈사람 하면 약간 Cause I'm Mrs.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my home for a season So come on, let's go, let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시아의 Snowman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선물 아리나 그란데의 Santa Time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he really cares Cause I can't give it all away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어, 오늘 같이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봐요.